살다 살다 이런 일이 나요. 아니 대나무 숲에서 자기 남자친구 못생겼다고 하소연하는 사연을 제가 봤거든요. 저에겐 사귄 지 2년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. 아, 뭐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무 못생겼어요. 뭐 처음에 콩깍지 뭐 이런 거 낄 새도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만났고 또 지금도 그거 하나로 잘 사귀고 있는데 어? 그냥 한결같이 못생겼어요. 아 근데 지는 지가 되게 잘생긴 줄 아나 봐요. 아 나 진짜 사랑하는데 그 가끔씩 싸우고 토라져 있을 때 보면 이제 그래 사진 보고 풀어야지 해서 이렇게 갤러리 열어보면 막면 없도 나도 솟아난다니까요? 아 그리고 저번에는 자기 전에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갤러리 열어보다가 3초 만에 폰 덮고 잠나 자야겠다 싶더라고요. 아니 나, 나 진짜 사랑하고 나 진짜 좋아하고 또그리 결혼도 할 건데 아, 너무 못생겼어요. 그냥 너무 못생겼어요. 아, 너무 못생겼어요 그냥. 아, 그냥 그렇다고요.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말하는 거랍니다. 그래도 인건아 사랑해 그거 제 얘기더라고 아 여자친구가 지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연습삼아 적어놓는 걸 제가 봐버렸어요 아니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어봤죠 조심스럽게 그래서 하정아 혹시 너가 쓴 거니? 근데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빡치는데 귀여워서 봐줬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겼어도 여자친구는 엄청 이쁘고 귀엽거든요 뭐 이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아 근데 그 딸은 아빠 닮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가지고 아들만 낳으면 되죠 뭐 안 그래요? <laughs> 아 맞다 하정아 너 페이스북에서 너 쌍수하기 전 사진 봤어 친구가 그러는데 너 코도한 것 같다더라 나한테 눈만 했다더니 귀여워 하정아 근데 너도 둘다한게그 정도면 박 오빠한테 뭐라고 할 장난이야 아정아 난 너가 제일 이뻐 사랑한다 다정 오빠도 눈이랑 코스를 할까? 그럼 잘생겨질 것 같은데 아니야? 아무튼 다정아 사랑해 못생긴 남자친구에 대해서 하소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? 그 남친이 이제는 제 남편이 되었네요 아이 낳으면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요맘때 다정씨도 힐끗 한번 옆에 한번 봐주시고 하나 둘 셋 힐끗 힐끗 아 잘생겼다